you, man! 많이 별 소리를 해! 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. 아, 잠깐만. 야, 일로 와, 이 개새끼야. <laughs> 존만한 새끼. 이래도 안 넘어 이지한테 일단 궁석터 Hello. Why you bully me? You fucking bitch, why you... 솔직히 지금 저 붐인 줄 알걸? 진짜 붐인 줄 알아? 진짜 그럴걸? 가자 가자 보여주자 우리들이 끝내자 미니언 나오면 타고 가는 뭐야 지렸다 인정하냐 근데 나 죽겠다 아, 나 먼저 잡았어 어 뭐야 뭐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어 이미 나이스 어. 야 이거 양심이 없다 아 빨리 끄지마 빨리 끄지마